마치 지온의 소스 한 손에 술잔 다른 손에 든 필소 투명한 크리스톨 자속 샤라기는 예술 예술도 술이지뭐 마시면 취해도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, you don't know what to do it 내가 보여줄 테나 전혀 다른 걸 주게 내 아이비와 거친나무로 된 마이 설대나 한숨에 나오는 소리 답은 없다 Whoa! 해가 뜰때까 a we're the party y e t h 잠이 들때 c 지 we're the party y e a Sing it 불러 다시 마셔 다시 우린 두 번째는 주들이여 창작의 여터 하늘 시대에 헌터 주들이여 나와의 서터 하늘 오케이 I'm ready for sure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에 한잔 두잔 난 지금 세상의 무대 펼쳐 무대 오를 때 들리는 환호성 Can't you see my stop rockin' feel saucy 이제 난 다시 태어나는 비로소 When the night 때까지 we the party yeah 잠이 들 때까지 we the party yeah Sing it 불러 다시 drink it 마셔 다시 우린 두번 태어나 죽들이켜 창작의 거쳐 시대의 홍청 죽들이켜 예술을 엉해예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잔에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에 한잔 두잔 빙그리 치 이 축배를 들어 올리고 원샷 허나 나 여전히 목말라 What? You ready for this? Are you ready to get hyped up? Come on Let's go!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